I understand 사랑할 수밖에 없지 무슨 뜻은 내 마음이 너였어 나를 위해서 내 꿈을 향해서 우리 만나 Ờ, rất được nha, nướng luôn. Được, ấm ạ. Ấm, ấm.